run away 우리 여기에 아름다웠고 작은 이유만나 없는 사랑이라 너에게요 난 지워질 때까지 I can run away 나, 나 마이크 줘 마이크 Yeah! Oh! Okay! Okay! 세상을 행복하게 비춘 햇살이 오래된 책처럼 숨어있는 그런 늘 이야기를 만들고파 날 구해져버린 쓸모없는 날 찾아와도 깊은 향기로 남아있을게 완전한 사랑이 될 때까지 것처럼 숨어있는